했을 때 리즈 찍었지 막공이 한명 뮤지컬 보러 안 오는 거야? 아 뮤지컬 보러 가야지 드라큘라 아, 오 진짜 울었어 이렇 보여줘야 네. 약간 왕자님 같은 느낌이 있는 그래 맞아 궁금해 하더라고요. 아. 외국 가장 중요시하는 거. 에? 이 레드를 좋아하죠? 그래서 어, 레드, 레드, 레드 훅, and red patio, and red shoes, <gasps> and red, red socks. 그만해. 속옷은. And black and yellow. <laughs> 그럼 저희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? 5년에서 6년이 됐죠? 에러 때부터? 네. 네 에러가 몇 년도지? 가장 잘생겼던 저 꼽자면 뭐 많겠지만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안 될까? 생각나면 어, 네. 예뻤어 샀을 때 리즈 찍었지? 네. 음. 포장 뭐예요? 어? 포정왜 그래요? 공감 공감하는 거죠. K 제일 잘생겼지, 박수 주는 아, 진짜요? 아, 왜? w It's w o l l y 뭐 보는지 보여줘. 궁금해하시겠다, 팬분들. 키 예. 예, 팬은 진한 눈썹을 좋아합니다. 오늘 다야될것 같아요. 어. 턱도 좀 깎고. 턱 깎으면 뭐 안 남아. 다 없어져요. 네, 똑같은면안 돼요. 정면 보세요. 정면 음, 자지 말고. 음. 이제 라인을 그리잖아요. 섀도우, 섀도우가 이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떨어져도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게. 아! 이제 그걸 마지막에 아. 싹, 싹, 싹, 싹 해가지고 없애는 거죠. 바람도 천재는 메이크업하면 되겠다. 살짝 해보세요.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. 뭔 말인지 알죠? 메이크업 잘못하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? 맞아요. 진짜 잘하고 있어. 진짜 감사합니다. 선 덕분에 새로운 사람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. 잘해보세요. 그럼 집중 좀 잘하세요. 써주 보내 쌤. 나비다. 세요 뮤지컬 막공이야 형. 어? 뮤지컬 보러 안 오는구나. 아 뮤지컬 보러 가야지. 뮤지컬 보러 갔다. 그래. 재밌었어 어? 재밌더라 잘하던데? 방금 보고 왔어? 응 아직 안 했는데 어? 아직 안 했는데? 네딴거 보고 왔어 아뭐 보고 왔어? 배놈배놈형 하는 거배놈 이거 드라큘라인 거 알고 있다고 저번에 개념이랑 내가 영상 통화한 거 사진 보여줘도 됩니다 안돼 보여줄 거야? 아 있다 있다 아, 너도 나오잖아 근데 캐령이 자때 마스크를 끼고 자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보여줬거든 아... 마스크 끼고 자요? 잠깐 그래서 왜 전화해가지고 아 마스크 끼고 자 내가 그때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형이랑 전화했던, 어, 전화했는데 형도 마침 마스크 끼고 있었다 이거 사장님 되려힘 좀줘 막공이야? 막공이라서 회의 300만원 올려달라고 그랬다며? 그래서 갑자기 막공 된 거라며? <laughs>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돼 어? 웃으면 거짓말인 줄 알잖아 사람들 아, <laughs> 거짓말이잖아 드라큘라 오 진짜 울었어. 야, 아. 뜨지 마. 눈 뜨면 안 된다. 아 이거 봐. 어, 짜고 있어. 어. 아. 라비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. 눈, 눈. 어이 짜다. 안 씻었거든. 머리도 안 감아. 머리 안 감은 거야? 지금 머리 한 게 아니고? 응. 머리 뒤에 봐봐 여기. 감은 거야. 그래안 감았잖아. 나? 쌤 감사합니다. 안녕. 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쌤. 파이팅. 다음에도 이렇게 집중해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네. 머리 진짜 잘하시거든요. 인정 인정. 벌써 먹겠네요.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근데 진짜 시간 12월이야 1 시간 빨리 가는 걸 느꼈지만 옛날 벌써 끝이야 어... 뭐야 이거? 넘게머리야 쌤 벌써 몇 년 했죠 저희가? 제가 디자이너로 되자마자 딱 2개월 있다가 빅스를 만났거든요 아 진짜요? 어, 5년 됐어 음... 오래됐네 고생했어요 쌤 예연이가 머리를 올렸을 때 진짜 제일 예뻐요. 여기로 다 내놨어요. 음, 그때는 진짜 잘생겼어요. 머리 제일 예뻤을 때? 내리고 싶어 해가지고. 맞아요. 쌤이 올리는 걸 너무 못했었어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. 지금은 이제 완벽한데. 음, 무조건 이걸 잘 보여줘야? 네. 약간 왕자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 이제 무대에서 과하게 춤을 많이 추고 하니까 머리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두피가 엄청 약해, 약해졌어. 내가 처음 났을 때보다 머리가 엄청 강하고. 그러니까 쌤이 이게 그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서 그는 거죠. 그쵸. 사과하세요. 미안해, 야. 쌤들이 항상 이렇게 머리랑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연을 잘 하는 게 아닌가. 쌤들 도분이죠 그쵸. 이렇게 마음도 착하고, 날도 예쁘게 하고, 애교도 감사합니다 뮤지컬 막공 이제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어, 일단 목을 좀 풀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있긴 한데 박자가 좀 어려워서 그래 맞아 편안 것은 당신이 아닌 나였음을 목을 살짝살짝씩 풀어줍니다 우리가 가지 않게 지 앞에 또 우리 애기들이 음.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 네 네네네 네, 네.

힘이 납니다 힘이 뿜뿜 납니다 네 이제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대기실 좀 안녕하세요 저희 훈이 형 어? 배우장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현이 막공 화이팅 잘먹을잘먹을 유튜브 유튜브 하이 와 이거 이거 사진 사진 <laughs> 저희 막공 막공 막공 씨 예. 화이팅 화이팅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. 유튜브 유튜브야 유튜브. 제가 유튜브 형 유튜브. 화이팅. 네, 안녕하세요. 막공 화이팅 형님 안녕하십니까. 막공 유튜브 유튜브. 화이팅. 아 유튜브야?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화이팅 막공 화이팅. 재원아 사랑해. <laughs> 저도요. 가방에 약과 아 그리고 양치 해야 돼요 맞아. 양치 이것도 우리 t 들 e r e it goes. There it g o 목에 좋은 사탕. 어? 아, 이거 세원이랑 찍은 거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원이 형 안녕하세요. 아니, 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. 저기, 목걸이 이런 거. 상관없어요. 나중에. 아 무릎 보호대입 왜냐면 무릎이 치기 때문에 합니다. 아, 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까 혁이한테 전화 왔었는데. 안녕하세요. 잘했어. 힘들었지? <laughs> 잘했어. 숙제도 드라큘라가 끝났습니다 드라큘라 막공 했는데 어우 I can do it 네 아, 우리 I can do it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어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환이가 그 꼬맹이 때 첫 공연 뮤지컬 진짜. 처음 할때 했을 때. 야 그때 생각난다. 우리 애가 이렇게 컸어요. 우리 애가. 어? 형님이 잘 가르쳐주신. 아장아장하던 우리 애가 이렇게 컸어. 아무튼 음. 고생했어. 고생 많았어. 지원이 화이팅. 화이팅. 형님 진짜 존경합니다. 건능 짱이에요. 진짜. 나도 존경하려고. 아 아니요. 예, 이렇게 간다. 어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정대 형 고생했어. 그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이렇게. 마무리가 되네요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아 그래 이거 뒤에도 이것도 우리 애기들이 어, 서포스로 해가지고 준비해 준 건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진짜 힘도 나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그 부족해요 감사한 걸로도 네,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